판서로 제가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뭘 배울지는 알고 있는 거지? 네 사진이랑 텍스트 음. 이렇게 해서 포토샵을 어떻게 하는지 네. 어. 네. 자, 자 그러면 사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받아놨던 걸 내가 이용을 할 거고 네. 여기는 받아놓고 아직 여기는 안받아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운받는 건 한 번 더 보여줄 거예요 자 컴퓨터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까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얘를 포토샵으로 열어볼게요 오픈 자, 발 찾아가서 열기.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보정을 합니다. 자, 이 순서가 좀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얘가 지금 원본이죠. 네. 근데 우리가 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용으로 뭔가를 만들겠다? 그러면 1080에 1080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음, 네. 그럼 사진 일단 작아지잖아. 네. 작아지면 확대를 해도 마찬가지지만 작아져도 사진이 뭔가 안 좋아져. 음. 원본이 아닌 이상. 네. 그래서 보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원본 상태에서 보정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음. 그런데 이 사진 자체가 너무 커. 막 DSLR로 찍어가지고 내 컴퓨터에서 돌리려고 하니까 너무 뻐벅거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의 이미지를 좀 줄여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지. 네. 근데 지금은 컴퓨터 좋아. 내가 네. 그런 짓안 해도 그게 음. 상관없어. 자 그러면 요 놈 가지고 보정을 해야겠다라면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내 눈에 딱 봤을 때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보정을 하는 거잖아 네 응. 어, 근데 이 사진은 그냥 내가 봤을 때 특별하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어차피 기능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한번 고쳐볼 거야 여기에 위에 메뉴에 보면 이미지라고 있어 네 이미지에서 두 칸만 내려오면 어드저스먼트 보정이라고 있거든 네. 그 보정에 가면 brightness contrast라고 돼 있지. 네. 어, 이게 밝기야 그냥. 밝기 대조라고 돼 있는데 대비 대조라고 돼 있는데 이만큼이 같은 개념이야. 음... 이게 중간에 줄이 쭉 꺼져 있잖아. 네. 비싼 것들을 묶어놓은 거거든. 네. 다 밝기 대비 대조를 다 할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 있지? 네. 요만큼들은 거의 다 컬러에 관한 것들이야. 음... 색에 관한 것들. 네. 밑에 있는 것들은 좀 잡다한 기능들. 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책에는 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차츰 알아가기로 하고 자 일단은 요 어드저스먼트 에 들어오기 앞서 요 보정 메뉴 바로 밑에 보면 auto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 네. 말 그대로 톤 전체적인 명암을 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지 톤을 auto로 잡아준다라는 개념이됐지자 한번 눌러볼게 뭔가 변화가 있냐? 뭐, 뭐가 안 돼요? 뭐, 없지? <laughs> 네. 자, 뭔가 명령을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되돌리는 기능은 모든 프로그램들이 control Z를 쓰지. 네. 포토샵도 비슷해. command Z, control Z를 쓰면 거꾸로 돌아가. 네. 돌아갔거든? 네. 차이 있어? 아니요. 없지? 네. 자, 방금 앞 단계로 갔다 뒷 단계로 갔다고 하는 그 기능들은 다 여기 있어. edit에. 네. 여기 보면 방금 했던 거로 음. 돌아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네. 네. 했던 명령어들이 여기 이름이 바뀌어 있다. 네. 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window 있지 네. window에 가서 쭉 내리면 history라고 있어 음, 네. 역사잖아 네. 내가 했던 짓에 대한 역사야 네. 봐봐 파일을 열었지 그 다음에 auto tone을 해봤지 네. 어... 여기서 control Z를 누르면 이로 가겠지 음, 네. 이런 개념이야 네. 이 창을 꺼내놓고 하는 것도 편해 네. 자 봐봐 네가 열어서 오토손을 했는데 못 느꼈다고 하잖아. 네. 그러면 했는데도 변한 게 없는 거야. 네. 음. 자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auto contrast. 자동으로 대비 대조를 맞추는 거. 네. 별 차이 없지. 네. 응. 안 해도 되는 사진이 뜻이지. 음. 그 다음에 오토 칼라. 얘는 뭔가 좀 바뀔 것 같은데 약간 음. 느낌 좀 다르지 않냐? 얘는 노랗지. 네. 얘는 노란기가 좀 줄었지. 네, 네. 한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네. auto는 사진에 따라서 완전 케바케거든. 음. 뭐 확 바뀔 때도 있는데 확 바뀌어서 좋을 때도 있고 네. 이상할 때도 있어. 때도 어, 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음. 괜히 막 작업 왔다 갔다 귀찮잖아, 그지? 네. 네, 그 정도만 아닌데. 자, 그럼 밝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제일 보면 브라이트니스 앤 콘트라스트. 밝기 한국말로 바꾸면 그냥 밝기 대비거든. 네. 들어가. 자, 그러면 여기에 조절자 있잖아. 네. 그 조절자가 얘를 수치를 바꾸는 값들이고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해도 돼. 네. 그리고 다른 걸 한번 클릭을 하면 창을 닫지 않고도 바꿀 수 있거든.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 잡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음. 어때? 네. 이렇게 달라지지. 달라지지. 네. 수치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음. 갑자기 제적이 돼버렸네. 네. 어, 그지? 느낌 괜찮은데요. 그것도 괜찮지. 네. 근데 어두운 사진이야, 이거는. 어. 자 그런데 여기서 브라이트니스의 개념은 있잖아. 네. 음, 자 복잡한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조명이야. 네. 내가 전구야. 그러면 <clears throat> 최대 밝기가 있지. 네. 저 앞에 있는 저 조명처럼 네. 최대 밝기가 있고 반대로 최저로 하면 꺼지는 거잖아. 꺼지면 깜깜해지지. 네. 아예 하얗게 돼버리거나 아예 깜깜해지거나 이런 값들 사이에서 조절되는 것들을 lightness라고 해. 음. 네. 내가 광원체가 된 거야. 네. 내가 발광하고 있어. 네. 그런 경우. 그런데 이 brightness는 내가 태양이야. 네. 넌 달이야. 네. 나 때문에 보이는 거지. 음. 내가 없으면 안 보이잖아. 네. 그러면 너의 밝기가 조절되는 거야. 얘는 이 브라이트니스의 개념은 아무리 어두워도 안 보이지는 않아. 어... 아무리 밝아도 하얗게 되진 않는다. 네. 그런 차이가 있어. 근데 한국말로 바꾸면 둘 다 밝기야. 네.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이런 툴들을 배울 때는 영어로 배우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봐. 배울 때는 영어가 조금 딸리면 힘들긴 네. 하겠지만 음. 뭐 그때그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확실히 브라이트니스하고 라이트니스는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다르게 설명이 돼 있다고. 네. 근데 한국말로 이게 바꿔서 한국어 버전에 포토샵 쓰잖아. 둘 다 밝기라고 돼 있거든. 어. 그럼 이해가 안 돼. 어. 왜 다르게 설명이지? 네. 이제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한 번 봐봐 이게 어떤 느낌이야 지금 이렇게 하면 네. 굉장히 빛이 태양이 센 느낌 아니야? 네. 맞지? 네. 광원체가 센 느낌이고 네. 이렇게 가면 태양 빛이 좀 네. 줄어든 것 같지 네. 그래서 저녁이 된 것 같잖아 네. 이게 딱 저녁 그런 느낌이네 어쩌다 보니까 종이 예제를 꺼냈네 네. 자 그래서 밝게 하고 싶다 어둡게 하고 싶다를 조절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있어 지금 우리가 노트북을 작업하고 있잖아 네. 전원이 꼽혀 있지 네. 그치? 근데 노트북은 정원 어댑터가 안 꼽혀있으면 어떻게 돼? 꼽혀있어요. 오래 쓰기 위해서 얘를 화면을 어떻게 그 밝기를 낮춰버리지. 저전력. 네. 어, 그러면 얘가 어둡게 보이잖아.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조절을 하면 안 되겠지. 어, 네. 그러니까 항상 100% 상태에서 봐야 되고. 음. 그리고 뭐 요새는 보면 폰으로 막 이렇게 편집하는 프로그램 많잖아. 네. 근데 내 폰에다가 블루라이트 차단 어플 같은 거 있지. 네. 그거 깔면 어떻게 돼? 누렇게 되지. 네. 또 그런 상태에서 또 색깔 작업하면 안 된다는 음. 거야. 그러면 나는 익숙한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과하게 뭐가 표현되어 있겠지 그죠? 네. <clears throat> 모니터 화면이 만약에 80%로 어두워져 있으면 내 눈에 지금 이게 좀 어두울 거야 네. 그래서 밝기를 올렸다고 네.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멀쩡한데 더 올리는 결과가 나오게 아.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돼자 네. 얘는 한번 조금만 밝게 볼게 자 전체적으로 다 밝아지지 음. 부분적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네. 나는 여기만 하고 싶은데 밝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지 그지? 네. 자 이게 기본 모드에서는 그냥 전부 다 아는 거야. 음. 나중에 조금 더 배우면 이렇게 좀 어두워서 머리카락이 안 보이는 부분을 좀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것도 다 조절이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콘트라스트가 있지. 네. 이 콘트라스트는 이 화면에서 음. 밝은 데가 어디야? 네가 봤을 때 밝은 거. 여기 비치는. 여기지. 네. 이런 데지. 어두운 데는. 이런 데잖아. 어. 그거에 대비. 이게 대비를 이렇게 크게 하거나 낮추거나 하는 거야. 네. 대비가 커지면 밝은 건 더 밝아지고 어두운 건 더 어두워져. 네. 그지? 네. 반대로 하면 이렇게 돼. 음...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언제 쓰느냐면 사진을 촬영을 딱 했다. 그 소스가 뭔가 탁하게 회색기가 돌 때가 있어. 네. 생동감이 없는 어, 회색기가 뭔가 회색이 덮여있는 느낌이 날 때가 있다 네. 그때는 콘트라스트가 떨어져 있다는 거야 음... 그럼 콘트라스트를 높이면 대비가 올라가니까 네. 훨씬 그게 선명하게 느껴지겠지 우리 눈에는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야이툴 자체는 자 그래서 여기서 OK를 누르면 이게 적용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cancel을 누르면 적용 안 하고 닫는 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Auto 있지 a u t o 는이 수치에 상관없이 따라서 한번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혹시나 이 창을 꺼냈을 때는 a u t o 를 한번 눌러봐 아니면 컴퓨터가 어찌 하는지 한번 봐 컴퓨터는 이게 좋다고 그러네 음. 근데 내 눈에 안 좋거든.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게 저, 나는 더 좋은데 이게 내 눈에 좋은 거잖아. 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이 수치들을 건드렸잖아. 네. 원상 복귀하고 싶을 때 간혹 있어. 네. cancel을 누르면 차이 다 키거든. 네. 그럼 다시 꺼내야 되잖아. 네. 그럴 때는 여기 Alt 키, 네. Alt 키를 누르면 어... cancel이 reset으로 그 순간 바뀌어. 네. 누르면 이 창다치지 않고 이 수치만 바뀌지. 음. 이런 네, 것들은 포토샵에서 공통적인 개념들이야. 네. 자 적용했으니까 오케이 하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열었을 때 상태고 지금 brightness contrast를 조정했을 때 네. 상태 라고 보면 되는 겠 거겠지 자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해서 두 번째 이번에는 요것들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살짝만 넘어가자 네. 자그 다음에 요거 익스포저 있지 네. 이 익스포저는 노출이라는 뜻이거든 네. 카메라 같은 것도 보면 EXP라고 돼 있어 음. 어, 카메라가 조리개를 탁 열어가지고 빛을 받아들이잖아. 네. 막 조리개가 많이 열려있으면 네. 빛이 많이 들어와. 그럼 환하게 보이겠지, 사진이. 음, 네. 조리개가 쫓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둡게 보이겠지? 네. 아, exposure 눌러볼게. 이게 노출이야, 한국말로는. 노출 안에 들어가면 여기 preset이라고 있지. 네. 사전 설정인데 이거 안 건드려도 돼. 음. 자, 밑에 봐봐. 노출이잖아. 네. 자, 클릭을 해서 올리면 빛이 많이 들어오지. 네. 그래서 밝아지지. 음. 떠버리지, 그지? 네. 자 반대로 내려가면 빛이 적게 들어왔지. 네. 아, 점점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안 보이게 되겠지. 빛이 네. 없으니까. 이거는 lightness에 가까운 개념이야 음. 이런 개념들. 그래서 요것도 조절할 수 있는데 exposure로 조절한 거하고 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로 조절한 거하고 비슷하냐? 어때?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지? 네. 비슷해도 그게상관없다라니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brightness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알겠지? 그지? 안 네. 벌써도 돼, 사실은. 자, 그 다음 offset은 그 범위를 offset이라고 하거든 자 왔다리 갔다리 해볼게 왔다리 갔다리 어떤 거 비슷해? 콘트라스트 아까 느낌하고 좀 비슷하지? 음, 네. 응. 그래서 이 offset은 밝은 부위하고 어두운 부위하고 의 어떤 정도치라고 그냥 대충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그 정도치만 음. 생각하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gamma correction이라고 돼 있지? 감마 어, 네. 감마 gamma correction 왔다리 갔다리 해볼게 이것도 좀 비슷하게 나오지. 근데 네. 사실 이 gamma correction은 이런 사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네. 사진 자체가 밤에 찍어서 어두운 사진들 있잖아. 네. 그럼 배경도 검고 사람 옷도 검고 그러면 얼굴만 동동 떠 있겠지. 그런 거를 좀 구분을 해줘. 어. 까만 건데 까만 거에 대한 단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네. 보일 수 있게 음. 해주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 보면 되는데 처음에 포토샵을 이제 접근을 할 때는 여기서 브라이트니스 있지 네. 하고 e스포츠의 그 밝기 정도 있잖아 그건 네. 그냥 같은 개념이다 라고 정도 생각하면 된다 네. 여기까지는 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브라이트니스하고 익스포저 배웠잖아 그지네 요거는 뭐다? 밝기다 밝기. 응. 음. 거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면 된다 네 계속 편집할 거야 이거 네